안녕 안녕하세요 도브이앱 안녕하세요 도브이앱의 도영입니다 또 오늘 브이앱을 오늘 또 우연히 메이크업을 우연히? 우연히는 아니지 메이크업 할 일이 있어서 음, 메이크업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V앱을 켜보았습니다 다들 뭐하고 계셨나요? 다들 뭐하고 계셨나요? 제가 원래 V앱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니까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아이들을 우리 시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약간 이열 정대로 아 방 구조가 좀 바뀌었죠? 뭐 그거부터 얘기한 거면 얘기를 해보면 사실 네, 제가 원래 그 전에 매니저 형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매니저 형이 어...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신 건 아니지만 뭐 팀을 좀 옮기셔가지고 팀을 옮기셔서 어, 저 저랑 같이 사시는 그 매니저분이 그 이제 본인 그 자취하시는 혼자 사시는 혼자 사는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셔, 되어서 제가 올타커니 올타커니 독방을 쓸 기회구나 그래서 바로 침대를 하나 비우고 제 침대를 저쪽으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책상 쪽으로 이렇게 저 가방과 여기 문 이렇게 바꿨어요 <clears throat> 넓어졌네. 요 어, 맞아요. 고마워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룸메 없고요.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편히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이어폰 끼지 않는 그런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가 음... 룸메 내가 한다고? 카메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우와 너무 그렇죠? 카메라 지금 예쁘고 좋은데? 그래요? 아 머리를 원래 5대5로 오늘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마가 5대5여가지고 계속 5대5가 되네 5대5? 요즘 머리 기르고 있어? 네 요즘 머리를 좀 길러보고 있어요 벌써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를 좀머 길러보고 근데 솔직히 막 머리를 길러보자 해가지고 기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활동 중이 아니니까 머리를 사실 이렇게 세팅을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뭐기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오늘 V앱을 어, 좀 더 늦은 시간에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되게 음, 10시에 정말 어,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무언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른 시간인 지금 V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되게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V앱을 그 그래가지고 어, 되게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고 바로 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음, 바로 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10시에 뭔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10시 전까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clears throat> 음, 무슨 무야호 <laughs> 무야호 저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laughs> 알아가지고 되게 재밌던데. 헉 뭐가 나오니? 헉 사실 어 뒤시간 뒤에 나오긴 하지만 비밀로 해두고 싶네요. 뭔가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서. 펜트하우스 봤어? 봤죠 와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はい 일본어 주세요 はい 今から 日本語で 話して みて. あ 話して みましょう. はい. 아 아나타다케 보쿠 보쿠잖아요 <laughs> 네 와이파이가 내 것보다 나빠? <gasps> 진짜? 지금 설마 끊기나? 아 안되는데 왜 그래 맨날 아 진짜 아 다른 방을 옮겼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방을 옮긴 건 아니고 구조로 바꿨다는 그러한 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구조를 바꾼 거지 방을 옮긴 건 아닙니다 정수리에서 빛이 난다고? 저거 라이트야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티를 먹고 있잖아요 차를 근데 사실 우리 시즌이들에게면 얘기하자면 저요 며칠 전 며칠 전에 그리고 한 2주 정도 전에 작년으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진짜 대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와 아, 지금 상상해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여튼 그때 이후로 이런 차를 마시는 걸 좀 습관화를 들이고 있어요 그냥 이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거를 많이 습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따뜻한 물들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또 마, 먹어 먹다 보니까 되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티 마시는 거를 좀 습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뭐 같이 유튜브 유튜브라도 보면서 이야기하던지 해볼까요? 나와 결혼할래? 내 생각도 있고 잠깐 기다려줘 Bless you, 아츄, thank you 와이파이? 와이파이 안돼 지금?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왜 그래 맨날? 왜 맨날? 괜찮아지지 않을까 점점? 게 아니라면 좀만 버텨봐요 우리 순간이동하는 것 같다고? 너무 꿈겨? 왜? 왜?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나? 잠시만요 왜 이래 다 다시 키겠습니다